잘 먹겠습니다. 음. 너무 맛있어 음. 음. 음. 땡 조합. 음. 와 음. 너무 맛있다. 음. Mm-hmm. Last 아 너무 맛있다 음. 진짜 너무 맛있어. 잘 먹었습니다. 좋아요!